Artık ne olurdu? Hamda bu olsun be. Kaç Bu kalkan olsun be. Gidişini şey bu kalkacağı, edip o zaman. Ne boşacaksın ya? كان خدت من قال خمس خمس وجنا ايوه ايوه يجوز فيه اه كيف تطلبوا شنو عم قدام فيه عشر قدام فيه ودوه Магнезет Магнусин Сигналин. Узбашки, Колонкова, Терпия, Руша, Шневу. И Керния Рапута, Ружный, Кенекова, Терпия, Рапута. Hildalim mı? Ha da bakalım abi. Vuruş yetişen. Тогда изберем. Нет, там смотрите. Нельзя скрипан перевар. 정확히 일곱에 대해서 제대로 담아주시고 요 큐에서 아주 큐. 레벨에서 큐. s h a d k a l ı Должна